귀신이야? 뭐지? 선생님이 나온다면서요? 아니 아니 나는 매일 밤까지만 음, 말했잖아 그치? 오, 그럼 매일 밤 그다음 뭔데? 뭐 하러 온대요? 자 오늘은 보이나 뭐 볼까? 기대된다 아 이거군 자포 오늘의 밥은 밥은 치킨

막 근데 음. 아,